don't know.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로인데요 <laughs> 왔다 좋지 어허 우후 김밥 우후 우리 한라산 갔을 때도 이 밥먹거 알지? 어. <laughs> 같은 집에서 사서 음, 음. 목이 간이 막히고 조그만 길에 먹었어 보이지 않아 발, 발에서 연기 나는 것 같은데? Ooh.